아파 미안해 아니야. 아프다 아니야. 아팠어 아니야 아파 <laughs> 내가 해줄게 아팠어 안 아프잖아 왜 사기쳤어 아픈 게 좋지 안 아프다고 난 여기 바깥에 깨물어줘 이쪽 쪽으로 <laughs> 아보카도 아파 아파 와 진짜 너무 아파 나 여기 멍들 것 같아 와 아, 멍들 것 같은 아픔이야 우리 커플링이다 오늘 멍들 것 같은 아픔이야 많이 아팠어? 어, 어 나 기분 좋을 거 예상했는데 저리가 오늘 너랑 <laughs> 앉을 거야 앵거리 덕 음. 귀여워 이리 와봐 내가 보여줄게 안내다 이제 이렇게 싫어합니다 네가 아도 싫어 아빠도 싫어 사기꾼이야 사기꾼 아니야 꽃뱀이다가 꽃뱀 아니야 언니한테 돈 뜯어낸 적 없어 알게 모르게 뜯었어 <laughs> 왜 나한텐 돈이 없지 그렇다면 <laughs>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알겠어 아빠 너무 아파. 미안해, 진짜 많이 아프다. 어. 아, 진짜 아파. 어떡해. 건드리면 안 돼, 아파. 진짜 안 돼? 아에 어. 근데 아프게 했잖아. 언니 그거 알아? 뭐? 귀여운 거 보면 깨물고 싶은 심 알는데 이거 너무 아프다. 잘못했어. <laughs> 들어 호해줄게. 울지 마. 울지 마.